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맥놈, 구구, 두베도, 어, 몰소스, 보이노이 이거 호주 초콜릿이고 허쉬 우유랑 누텔라 초콜릿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나라마라힘 Bismillahirrahmanirrahim.

함둘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